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난히 마음이 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친구가 그래서 이상한 장난을 되게 많이 쳤는데 그 중에 하나를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주말에 생활관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그 친구가 저를 도마토 이렇게 나지막히 부릅니다. 그럼 저는 이렇게 누워서 보이죠. 이렇게 보겠죠? 어, 왜? 이러면서 보겠죠? 그럼 걔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 바지 틈 사이로 지 마음이 얼마나 큰지 저한테 꼭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보여줍니다 아 그러면은 저는 아! 썩는다고 진짜 개 더럽다고 진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때리고 핑크색